자 누워요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재밌게 봅시다 자3 2 1 먹어야 돼. 자, 더 들어가!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저기 계단 들어가려고 자 여기 좀 살려주고 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도 봐줘 왼쪽 왼쪽 push push push push push 冲吧！ 너무 여기만 몰려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밖에도 봐야 돼요 여기서 밖, 밖에서 도, 도는 것도 있으니까 봐주고요 웬일이야? 왜 이렇게 잘 싸워? 웬일이야? 자, 우리 밀까? 분위기 좋은데요? 나이스 한명 기절 보이스 살려줘 nice 기절 nice! 자 뒤로 빠지고 있어요 한 채로 다 살면 자 준비하시고 자 갈 준비 갈 준비 자 마무리하러 자 가자 간다 자 마무리하러 가자 머리 어디야? 뒤에 있었고 자 마무리 해한명 한명 주혜진 자 오토바이 대 자기장 세 번째 라운드 재밌게 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죠? 자 렛츠고 자 바닷가 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어. 누웁시다 자 대기 Música